약속도 없이 남의 스케줄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? 대표님이 몇회 계세요? 대표님이 저한테 표 토스했거든요. 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? 정말 기프로자 보면 버릴 카드로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바로 옆에 촬영 감독. 님 약간 레이시

너무 작나? 아니, 보통 이렇